Thank you. 무겁게 만들어 요즘 밤은 너무 밝아서 내일 아침에 눈을 감아 고민 하나의 불을 키면그 불을 꺼지지 않고 밤을 밝히고 이불을 덮고 전구를 꺼도 이젠 눈을 감을 수 저 끝없는 조명은 내일까지 멀어지겠지 I'm trying to want a broadly deeper 한번 시작한 고민은 끝도 없이 깊어져가고 시계 시침이 올라갈 때마다 내려가 눈꺼풀점처럼 올라가지 않나 내 온산 비추던 거리에 더운 형형색색 화려한 사람들이 고 알코올에 취해 벽에 기대어 눈 감고 싶어도 아침 햇살 나를 깨우네 유리창 사이로 Good man, I'm going the sun. 눈이 뜰수 없게 난 길어 요즘 밤은 너무 밝아서 매일 아침